홈트도 아, 하고 가만히 있고 싶어 와우 너무 드디어 9시요 뚝딱 내 대가리 뭐야 이거 아징 그 뒤에 이렇게 도망가고 우와